안녕하세요 우드리언 이현진입니다 지난번 영상도 많이 봐주시고 댓글 많이 달아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번 작품은 그 저희 또 유저님 황대희님과 이용욱님 이렇게 저하고 같이 콜라보로 만들었는데요 어, 이번에도 이렇게 아주 작은 손잡이지만 어, 황동으로 손잡이를 수작업으로 만들어서 이렇게 한번 작품을 만들어 봤습니다 좀 이쁘게 잘 봐주시고요 좋아요 구독 꼭 눌러주시고 댓글 좀 꼭좀 좀 달아주십시오 그러면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밑치안좋거든 어디가 떴느냐, 여기가. 그러니까 봉차가 0.2 장관과 서비스 1mm, 0.1mm t h n k mm -hmm.